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신데렐라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. 요정들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게 되었다. 무도회장에서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계단에 접착제를 발라놓는다. 그녀가 떠날 수 없도록 왕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는 구두만 남기고 떠난다. 왕자는 구두를 보며 이 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자를 자신의 신부감으로 맡겠다며 신발의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. 그러다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다. 두 언니 역시 작고 예쁜 발을 가지고 있어 첫째가 먼저 구두를 신었다. 하지만 큰 발가락 때문에 구두가 맞지 않자 왕자가 잠시 나간 틈을 타 계모는 첫째에게 칼을 주며 발가락을 잘라 네가 여왕이 되면 더 이상 걸어다닐 필요 없을 거야 첫째는 발가락을 잘랐고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피는 숨길 수 없었다 둘째가 자신만만하게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뒤꿈치가 너무 커 맞지 않자 계모는 이번에도 둘째에게 칼을 주며 발 뒤꿈치를 잘라 영이 되면 더 걸어다닐 필요도 없을 거야 뒤꿈치를 자른 둘째의 발은 부두에게 꼭 맞았다 왕자는 둘째와 왕궁으로 떠났다 무덤을 지나가던 중 까마귀가 노래를 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신발 안에 피가 있어요 그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가 당신을 기다린답니다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신겼고 발에 딱 맞는 유리구두를 기뻐하며 왕자는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았다. 왕자의 신부가 된 신데렐라는 까마귀를 집으로 보냈다. 집으로 보내는 선물일까? 바로 계모와 새언니들의 눈을 뽑기 위해 까마귀를 보낸 것이었다.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.